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한시간에 2,000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표현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. 한시간에 2,000가지 생각, 24시간이면 4만 8,000가지의 생각. 우리 조상님들은 이 진리를 벌써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? 오만 가지 생각의 유래가 어찌됐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. 그러다 문득 내 머리에게도 내 마음에게도 휴식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죠. 한 달간의 명상을 통해 저에게 찾아온 변화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날에는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명상이란 걸 해봤어요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30분 동안 앉아서 명상하는 척이라도 해본 거죠. 일단 30분이 상당히 길고 뭐 명상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어 내가 뭘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엉덩이가 상당히 아픕니다 이불을 깔거나 방석을 꼭 깔아야겠어요 <laughs> 바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유튜브에 명상 영상을 찾아서 하나 틀어놓고 명상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생각 비우기 명상이라는 걸 틀어놓고 한번 해봤는데 마침 길이가 딱 30분이었어요 15분 정도 가이드를 해주고 15분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명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훨씬 제가 생각을 비우기가 좋은 것 같고 어제 그냥 무작정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카드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호흡을 통해 사실 오늘 명상을 하다가 한 세네 번 졸았는데 어, 주로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,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졸리면 자 되잖아요 뭐 저도 밤에 그렇게 쉽게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인데 명상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이 오고 잠이 왔을 때 빨리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로 명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생각 비우기를 위주로 명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생각을 비우려고 할수록 생각이 더 났었는데 이 가이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 어떤 감정들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분리되어 있어서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보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분리된 생각, 감정, 그런 에너지들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가져옴으로써 제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며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, 내 마음속을 복잡하게 했던 그런 요소들은 저 멀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풍선을 놓으면 하늘로 날아가듯이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만 제 마음속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죠 명상을 하다 또 생각이 많아질 때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또 긴장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30분이란 시간 동안은 정말로 제가 평소에 지내면서 하던 그런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직 3 0분이란 시간을 100% 활용하고 다 집중을 하진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편안함이 찾아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명상을 하고 나면 잠이 정말 잘 와요 피곤할 때는 명상을 하다가 좀 졸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눕게 되면 굉장히 빨리 잠에 들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명상을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죄다 말없이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상했던 클립들을 옆에 띄워놓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한 2주차쯤에는 저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꽤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집에 내려갔는데 어, 부모님이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가서 밭일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 집이 완전 조용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또 명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정말 좋았어요 잠시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진짜 자연에서 명상을 하면은 그냥 그 효과음을 듣는 거랑은 뭔가 다른 더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부모님과 둘레길을 걷다가 대나무 숲을 발견했는데 거기서도 잠시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물론 목이 네방 물리긴 했지만요 어쨌든 서서히 명상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해가 빨리 떠서 방도 환하고 아 저거 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<laughs> 어쨌든 타잔씨 아침에 하는 명상은 어땠나요? 오늘 하루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한번 다 잡아보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명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문제는 아침에는 30분이나 명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건데 이때부터는 아침에 한 10분 정도 자기 전에 20분 정도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2주를 더 명상을 하고 저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좋고 행복한 것들보다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린 외적으로는 정말 많은 걸 신경 쓰지만 이 내적으로는 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요? 저는 명상을 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내 마음을 비워냄으로써 내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기분이 좋아져요 에? 한달 동안 해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분이 좋아져? 기분 좋게 잠드는 것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?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적어도 시작할 때는 뭔가 자신있게 그리고 끝날 때는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정말 잘 옵니다 물론 아침 명상을 할 때 잠이 잘 <laughs> 온다는 건 아니고요 잠들기 전에 뭐 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않고 깊은 호흡과 함께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정말 편안해지고 안정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폰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빨리 잠들 수 있었어요 다시 폰 보면 잠 다 깨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잔 적도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역할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번에는 명상이라는 도전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매일매일 30분씩 꼬박꼬박 명상을 했나요?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순 없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가급적 명상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꼭 아침 저녁이 아니더라도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한 곳에서 잠시라도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 명상의 힘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마인드풀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어, 그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도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